Thank you. 강진면 필봉리 주민과 필봉농학 보존에는 산과 강산신께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높으신 당산신께서는 하늘을 대신하여 우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을의 나쁜 기세를 억눌러 편안하게 하시었으며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협화를 통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배부르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이는 오직 당상신의 은덕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하나 어찌 당산신의 공덕을 모르겠습니까? 이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제사로 남아 보답하고자 오늘 이렇게 제를 올립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라 준비한 음식이 비록 소박하오나 제사의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장산신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지극한 덕을 베풀어 우리들의 근심과 우환을 보살펴 주시고 집집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새 시작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 옥정의 깊은 물속으로 보내시고 오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상향 이녀서 판배하겠습니다.